여기는 러더 음악 방송 현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처, 처음이 아닌데 1위 후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1위 됐으면 좋겠네요 1위 후보라서 좀 떨립니다 안 되는데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어? 목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laughs> 과연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어 이제 우리 의 우리 의 컨셉 맞췄어요 제가 오케이 이거 잡아 만들 땐 몰랐잖아 요 어, 이대로 차면 돼요 네? 아고 있어요 아세요? 어. 두 번째 후보네요 이번에 1위 될까? 어, 네 <laughs>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쇼에서 더쇼 초이스 후보에 올랐는데 솔직히 1위 한다는 상상은 솔직히 사,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어떨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후보 인 것만으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두 번째 앨범이고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요 300약 초보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같니다 아하 저거 그건가?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저거 느낌 진짜 좋대요 어 뭐야 이거네? 주셨, 아, 주셨어요? 오, 오, 감사합니다 어, 원씨가 아까 갖고 싶다 그랬다고 아. <laughs> 말랑말랑한데 뭉치면 뭉쳐져요 오. 신기하다 아 귀여워 음. 진짜 오늘이 되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진분들께 정말 감사한 날이 되지 않을까 특히 첫 1위에 첫 상 받은 날이면 굉장히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음,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봤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어... 아. 근데 이... <laughs> 긴장됩니다 아, 저 오랜만에 떨려요 진짜 웬만해서 음방 돌면은 진짜 떨리지도 않는데 심지어 나폴 세일보다 더 떨려요 지금 라이브 하는 것보다 아, 지금 운전 괜찮아 끝에 목이 타는 내맘 But I just wanna stay 이렇게 아 튠, 튠 했는데요 거의 <laughs> 그걸 해보게 되네 이제 끝나고 후보 자리에 가는데 그게 좀 떨려요 그건 처음 해봐서 좀 떨리는데 그래도 무대도 잘 마치고 그것도 잘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후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되게 네, 예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도 받아줘 응? 1위 하면 돼 그치? 상 이거 진짜 있죠? 1위 아, 하면은 그 무대를 특별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와우 1등 했습니다 와 말도 안돼 진짜 아. 와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부럽다 축하해요 진짜 너희밖에 없다 아닌데 잘못 보신 언제 언제 야 울었냐? 네 울었어 내가 울었어? 네 울었어요 <laughs> 네, 오! 한국 트렌드 진짜? 어. 1, 2위 우와 얘 진짜 나 엄마한테 문자 왔어 있죠? Drunk David the first w let's go. Okay.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엔진 진짜 항상 고마운데 진짜 이렇게 또 언제나 사랑합니다. 와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보답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수고했어요. 아까 무입은 아, 와. 어, 나왔어요. 일로 와요. 벌써 나왔어? 어, 우리 해냈다. 해냈잖아때 묻은 그 연습복 입고 맨날 모, 모자에 소금 흘려가면서 해냈던 그, 그 5년의 세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 수고했다. 아.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 소설 하나 두개 아, 얘들아 수고했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납볼 세일 때 갈랐어요. 원래 납볼 세일 때 맨날 이렇게 딱 다 내렸는데. 고맙다, 제이크 너 나왔더라. TMI. 진짜요? 어떻게요? TMI도 나왔어 TMI 뉴스 네. 많이 봤습니다 맨날 TV 틈은 있어가지고 보면서 아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진짜 약간 TMI 맞죠? 응, 음, 맞아 진짜 TMI 아, 아, 아. I can hear you 뭐라고 근데 우리 길보드 올라갔던 I'm looking trouble. 맞아요. 디지털. 디지 차트 3위 했대요. 3위.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1위 후보 계속 되니까 뭔가 원래 음반 긴장 안 되는데 긴장돼요. 이따 그 줍줍 타임 4명 개인마다 한 명씩 호재해야 되는데 아. 무엇 모르겠어요. 추천 추천 받습니다. 음. 전 매추가 아니라 후 매추 포메라니안 추천하겠습니다 마음이 좋은 뭐였죠? 걔가? 니키 네 비스, 비스코 종은 뭐지? 비스코는 말티즈 어저 마이, 맞아요 말티즈 비스코랑 똑같은 견종이에요 털이 조금 많아지면은 진짜 뚱뚱해 보이는데 털 얼마 전에 깎았는데 진짜 완전 얘가 양같이 맞아 맞아 네 오늘 NLP 우리 어, 쇼챔 조챔에 처음으로 좋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 줍줍 타임의 뜻이 뭐냐? 이제 줍줍 타임은 엔진 분들이 줍고 아니지 우리의 영상을 아, 보고 영상을 보고 아, 이제 짤을, 짤을 줍줍할 수 있는 아. 그 영상을 만드는 게이 줍줍 타임. 이 타임의 목적이다. 저는 사실 1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만큼 네, 네, 그만큼 엔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대를 더 열심히 하면은 뭐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어제 받은 상황만으로도지분들이 뭐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오늘 무대 실수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어제그 결과에 보답한다는 아, 마인드로 한번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의상을 입고 또 이제 무대를 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방금 또 라디오를 하고 와가지고 제가 또 엔진분들한테 오늘 무대를 또 기대를 많이 해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무대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착장은 되게 멋있어요 폼을 합니다 폼을 제이씨가 좋아하는 폼을 끝나고는 이제 엔진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피버 무대 연습을 하러 가고요 이대로 지금 엔진분들은 피버가 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laughs> 제이크가 심지어 이제 팬사에서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네 기특한 놈 어쨌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신데 그 표정 또 해주시죠 안 돼요 <laughs> 미리 보기 하면은 약간 이런 한 번더 이런 느낌 바로 김치찌개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김치찌개? 그냥 예, 그래가지고 아, 김치찌개 진짜 잘 끓여 사소한 팁은 설탕이랑 간장 조금 넣는 거 거기에다가 뭐 어, 개인적으로 돼지고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목살 목살 쪽? 저 제가 장담하고 제이보다 잘 끓일 수 있어요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래 <laughs> 어, 멘탈 흔들리는 거 아 벌써부터 랜드 흔들리기 공략을 하네 아. 오늘도 엔진 여러분 덕분에 1위 후보에 올랐네요 카리가 떴게요 카리 카메라, 카메라 리어 카리 아 카리 카리가 떴게요 카리 Let's go 카리. to the 카리 인카 인카리 인터뷰 카메라 리허설 스타판 카리. 사실 아직도 안 믿겨요. 뭔가 오늘도 1위를 하면 상을 받음으로써 더 부담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어, 열심히 무대하기. <laughs> 셀카 각도를 찾는 중입니다 약간 제가 평소에 너무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어떤 각도를 찍으면 약간 더 예쁘게 나오지 그런 각도를 요즘 연구하는 중인데 역시 어렵네요

아니 근데 희생이형 비절얼물 오른 거 아시죠? 진짜 팬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저를 좋아해줘 야저 엔하이픈을 좋아해줘 야 저희가 뭐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엔 g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위 후보가 되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처음으로 너시아를 러시아 뭐 때 1위를 했고 그때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되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위 안 해도 음, 이렇게 1위 일이 후보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뮤직뱅크 진짜 후보 처음인데 아, 진짜 근데 뭔가 약간 신기한데요? 진짜 근데 고맙다는 말밖에 안 떠올라요 엔진밖에 없지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와 뮤직뱅크 와 누구 사랑합니다 와 저희가 뮤뱅 1등 대박이다 1등 또세 번이나 했으니까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꿈 같습니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전부 다 m z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엔지니어분들 항상 언제나 더욱더 저희 놀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증 감사해요.